오늘 얘기 드리려는 거는 아, 제가 지금 오랜만에 곡 작업을 하는데 곡 이름은 송포유예요 사실 이거 2008년에 냈던 건데 그때 노래를 너무 못했고 또 지금 유통이 다 끊겼어요 유통사가 먹튀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의 곡은 아니고 어, 그래서 부릴수 있어요 요즘 분들이 들으면은 그리고 유행을 안 탄다는 차원에서 그냥 순수 음악 차원에서 또 들만한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음악 장비는 뭐 그렇게 뭐 화려하게 쓰는 건 없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 프랙탈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원래 연결했던 연결되어 있던 마스터링 프로그램 꺼가지고 소리가 너좀 밋밋한데 일단 스트링이 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 감이 좋지가 않아 참 씨. 옛날에 쓰던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쓴다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음. 요즘 프로그램을 써야죠 좋은 게뭔줄 몰라서 또 아, 전라구리다 씨. <laughs> 감 다 떨어졌네 이래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던데 아, 아 어떻게 사냐 뭐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니까 때려칠 건 아니니까 그냥 계속 해야죠 아... 좀 좋은 소리 나는 거 없나? 시키가안 <laughs> 맞아 또 아, 그렇구나. 현대적인 소리를 갖고 와야겠네요. 그래 맨날 그 저는 그 동생들한테 그 처먹는 욕이 있어요 90년대 삘나게 한다고 뭐든지 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음악적인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요즘 트렌드가 안 맞으면 음악을 그게 좀 현대적인 삘나게 음악을 해야죠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전제 자체가 내가 족밥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 왜 지금 활동 안 하고 그러고 있겠어요 지금 아씨 너무 몽환적이고 나쁠 거야 없지만 분위기 좋게 깔려줘야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어 이런 거 괜찮은데? 이게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앰비언스인데 이거? 어 무섭네 음악실 그럼 이거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중심같은 보컬이 나오고 있어 옛날 보컬이구나 이거다 아 이제 와서 옛날 거를 막 순식간에 바꾸고 막 많이 이렇게 간지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게을러 갖고 제가 이때까지 성공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. 게을러서. 게을러서 안 된 거야. 그걸 알아요. 실력이 없는 인간은 아니거든요. 이, 앞부분에도 솔로가 삑사리가 있어요. 다 있었어 지금. 삑! 하고 근데 다시 녹음할 생각이 없어요. 이게 또 왜냐면 이 사운드가 안 나와 프레탈이라고 마냥 이 사운드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게 프레탈이 맞는 이펙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배적인 게 메탈 하는 사람들이나 뭐 락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, 저는 뭐 이쪽에도 붙지도 못하고 저쪽에도 붙지 못하니까 가요 쪽에 가면 너는 락이래 근데 락 쪽으로 가면 넌 가요래 그렇게 <laughs> 얘기하니까 할 말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목소리 아무것도 안 걸려있네 곁에 있진 않았지만 나의 지금 현실은 잊어버리고 싶어 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컴프 걸면 안 되는데 원래 묻혀놓고 보면은 아씨 뭐가 매번 그참 동생이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항상 그 저한테 이게 스튜디오원을 처음 알려준 동생이 있어요 매번 와갖고 알려주는데 까먹어 알려주면 몰라 그래서 키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말 쓰기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인데도 이게 아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 예 맞아요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CPU 점유율이랑 뭐 쇼 디바이스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내가 걸어놓은 어떤 애들이 가장 CPU 점유율이 심하고 뭐 램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죠 되게 옛날 거예요 언제 거냐 2010년 거 정도 될래나 2700K 아우 메모리 봐 DDR3야 포도 아니고 씨. 하드도 막 용량 봐라. 1테라, 2테라 막 이러고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하는 컴퓨터는 그렇게 빡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쪽에 있는 저 동영상 작업하는 컴퓨터가 사양이 뭐 거의 <laughs> 끝장나게 했죠. 저건 램도 128기가예요. 이 엑스포트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컨트롤 E인가? 그러네. 컨트롤 E네. 이것도 몰라갖고 지금 아 나는 어떡하자는 거지 아 파일명 성포유 오늘 며칠이야? 6월 9일이구나 18, 69 안 되겠네요 18 네. 음악 나처럼 게으르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좀 내 생각에도 나의 인생은 좀 문제가 있어 기타 연습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새 또 기타 연습도 막 진짜 너무 안 하고 있고 일단은 힘내세요 라는 곡이 또 있어요 진짜 저의 인생의 멘토였던 어, 그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의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쓰고 이 곡들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어떤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알려주고 어, 당신 곡은 어느 정도 좋다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서 그거를 모티브로 모든 인터넷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그런 걸 열심히 하면 전문성 있게 그쪽으로 가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저의 그 개인적인 문제죠 열심히만 했으면 됐는데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후회도 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했으니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죠 잘하는 게 이거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다 소리 듣는 게 이건데 용산 가서 컴퓨터나 조립하고 막 노래방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요 얼마 전에도 노래방에서 <laughs> 걸레질이나 하고 막 서빙이나 하고 막 안주나 만들고 막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요 근래 최근 작업 중인 음반들 열심히 작업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